2020년 3월 30일 흉가여행 6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여기도 뭐 불상이 있었던 것 같아 꽤 무거운 것 같은데 여기도 불상이 있고 여기도 불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일하게 지금 하나가 남았어 다 그런 것 같아 여기도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다 하나만 남았어 유일하게 아니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야 센스 야너 이런데 제보할 거야? 너 좀 짜증 뭐 무구들이 뭐야 이거? 뭔데? 기타가 있고 무슨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마을 사람들이 여기를 뭐 창고로 쓰는 느낌인가 아닌가 깜짝이야 씨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아싸리 처음부터 어떤 그런 맹물을 만들기 싫으니까 괜히 소리 날까봐 너 만약에 야 센스 너 만약에 여기서 내가 살아서 못 나간다 너는 블랙이야 <clears throat> 누구야? 나오세요 잠깐 어디 있다 돌아다닌다 사람 어, 어, 어,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바꿔 갈게. 이거는 그냥 내가 대놓고 바꿔 갈게, 그냥. 도저히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와. 와 나도 미쳤고 와 여기 기운도 미쳤고 나도 순간적으로 미쳤고 여기다가 그쯤에 잔담이라고 하는 새끼들도 미쳤고 아주 다 미쳤네 아주 아칵 꽃이 따블랑게 이거 저승새입니다. 일명 저승새. 호랑 집바귀 시골 같은데 특히나 이제 시골 같은데 외진데 산 같은 데서 많이 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매주 그 소리 때문에 힙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갖고는 사람이나 누가 이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부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어지러워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고생 나왔습니다 갑자기 한기도가 팍 밀려보니까 몸이 갑자기 어지럼증이 파가버더라고 그래갖고 잠깐 짖고 있었어요 네? 뭐라고요? 어디 계신데요? 어딨어? 어디냐고라 어디냐고라 덴베는 여, 러분들 일단 덴베 하나 드려보고 제가 여기서 덴베는 수거해 나갈게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여러분 일단 여기는 나가고 다른 데 한 번만 둘러볼게요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들 다른 데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기는 일단 기운이 빠진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잖아 딴 데로 옮겨갔을지 맞잖아요 아까 동상 어디 있어? 반대라고? 어? 뭐야? 내가 잘못 비친나 카메라를?